네, 되겠지? 어, 된다, 된다, 된 아, 죄송한데 혹시 손바닥 보호대 남는 거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줄게, 그냥. 수루자 영산점에서 수용받은 손바닥 보호대 착용하고 배겠습니다 빨가하고 타서 빨리 하고 저는 드라밍 하는 거야. 됐다. 엔도 엔도 엔도크 해줘요. 엔도크. 아닌도 그만해 어떻게 더러워야지 달라 어. 그 별거 안 나. 해보세요. 금방 할줄 알았거든. 네. 아 생각보다 어려운데? 어렵죠? 오, 오, 오, 오, 오. 어. 오 됐다 됐다 됐다 아! 오 넘었다 넘었다 넘었다 아 이거 좀 위험한데? 바퀴 똑바로 있나? 바퀴는 이미 짜고 돼서 아 됐네 네 우와 와 오! 어? 와 진짜요? 가운데서 넘어지면 어떡해요 됐다 됐다 됐다. 됐다. 화이팅 화이팅. 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공, 공지로 따라하지 마세요 해놔야겠다. 뭐 부어졌는데? 꼬라졌다고? 부어진 소리 났는데? 아, 오케이. 깃털레 담아보고 깃털 지지지지